안녕하세요 이번엔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고양이 캔니 쿠션을 만들어 볼게요 집에 양말이 한쪽자리가 너무 많아서 양말을 준비했어요 재료는 양말, 고무줄, 솜, 캐니가루 바늘, 실 그리고 장식하시고 싶은 재료가 있으면 준비해주세요 먼저 양말에 솜을 채워볼게요 요 정도 넣고요. 그다음에 안에 캣잎가루를 조금 넣어줄게요. 그다음에 저는 애벌레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만큼 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엎은 다음에 바늘로 꾸며볼게요. 전체를 다 꾸매지는 않으셔도 되고요. 한쪽만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동글동글 감고 한 번 더 바늘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매듭을 지은 다음에 잘라주세요 네, 그 다음에 적당히 동그랗게 되게 넣어주시고요. 여기에 또 크림가루를 좀 넣어줄게요. 네, 이렇게 아까처럼 또 끝을 모으셔서 관통해서 끝내고 끝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실을 잘라주시고요. 근데 애벌레 2단짜리가 됐고요. 음, 또한 번 넣어볼게요. 네, 너무 많이 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적당히 넣고요. 여기를 이번에는 다른 양말이랑 이으려고 하니까 끝부분을 말아서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. 시침질 하듯이 이렇게 쭉 조이면은 이제 3단짜리 레벨리가 됐어요. 네, 끝을도 풀리지 않게 마지막이니까 잘 꼬매줍니다. 3단짜리 애벌레가 됐는데요 저는 한 개를 더 연결해서 긴 애벌레를 만들게요 이렇게 3단까지 해봤는데요 저는 하나 더 해서 조금 더 길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양말 하나를 더 준비하시고 아까처럼 틈을 좀 더 넣어줄게요 3단 지렁이랑 2단 지렁이를 연결해서 5단 지렁이로 만들게요 여기를 꾸며주시면 되는데 아까 잘린 실끝을 이렇게 매듭 지어주시고요 여기 두 개를 이어줄 거예요 두 번째 애벌레랑 연결될 수 있도록 얘기도 섞어서 꼬매고 원래 있던 지렁이 꼬매고 뒤에 뒤에 애벌레 또 이렇게 살짝 찝어서 그렇게 반복 하시면 연결이 되는데요 튼튼하게 하려면 조금 여러 번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매듭이 되도록 안 보이게 안쪽에서 묶어 주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쭉 튼튼하게 고정이 됐으면 잘라주세요 네, 이렇게 5단 애벌레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끈을 달아서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줄 음. 건데요 아까 준비한 고무줄 있잖아요 요 꼬리 부분에 고무줄을 연결해 줄게요 실 매듭을 지어진 거를 확인하고요 고무줄을 달아줄게요 어차피 여기는 안 보이니까 네, 떨어지지 않게만 잘 꾸며주세요. 헤어졌 매듭을 잘 지어서 묶어줘야 나중에 실이 다시 풀리지 않거든요 네, 이렇게 잘라줍니다 네, 이렇게 됐고 저는 이 눈을 달아보려고요 이렇게 눈만 달아주면 끝나는데요 민트색 눈, 핑크색 눈 두 가지를 달아볼게요 콩은 그냥 글루건 같은 걸로 붙이셔도 되시고요 저는 그냥 바늘로 꾸며둘게요 이렇게 관통해서 입을 잘 짚고 꽉꽉 당겨주세요 네, 눈을 두 개 다 달았어요 그러면 여기 실은 잘라주시고 네, 이렇게 이렇게 눈을 달았더니 귀여운 지렁이가 됐어요 이따가 실제로 고양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나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요 감사합니다